돌돌돌돌. 야, 우리 덜덜거려. 어. 어차피 살아남아야 되니까. 야, 우리 길어진다, 안 돼. 괜찮아, 우리 3단 바닥이랑 2W 하겠어. 아이고 뭐 이렇게 이거 이거 맞냐? <laughs> 맞아. 아, 이거 되게 잘 만들어서 가는 건데 되게 특이하게 가겠네. 따라서 음, 오지. 일단 여기 너무 덜덜거려. 이 책은 진도 나갔는데 그냥 한거 올라서 안 되게 어 했는데. 야만 덜컹거렸어요. 왜냐면은 어, 아 못하네. 내신 대비 거고 지금은 수능 수능에 그래서 이렇게 셀프보다 갈라치기 여, 연속 연속파 갈 거네. 설명이 아니고 근데 근데 너 많이 사라졌대. 어? 어 근데 요즘 강해 여름이. 그 거기 맞요어 뒤에? 엄마 아빠 아 이거 빨대가 생긴 거. 무슨 거야? 이대로 바꿔야 되니? 그래 당분간 정도 얼음 연금 근 세다니까 야, 얼음이 은근 세 얼음 겁나 세지 저 허리지 허리 내가 앞에 설치해둘게 되게 신기하 아지루해 그 허리가 앞서 하는 나도 그 오랜만에 같은 야 우리 옆으로 빠지는데 안돼 야 내가 네. 몬스터로 돌릴까? 네. 계속 우리 이상한 거야 여기는 안 돼, 괜찮아, 아직. 꼈는데? 안 아, 됐다. 괜찮아, 우리 앞에는 또 있어. 아, 먼저 녹할게요 네, 너 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어째서 또 나왔지? 갑자기 아, 기다리는데. 언젠간 네. 저쪽으로 가겠지. 네, 몇분이 전주식 교육과 이를 풍선을 안 같은 애매하게 들까 차라리 괜찮아 우리 앞에 완성아 차라리 아까 했잖아요 예야 우리가 앞선다 괜찮아 뒤에 천천히 따라가겠지 아, 뒷밥 가는 데가 나서부터 힘들어. 우리 겁나 빨라. 얼음은 아직도 살았어. 어. 어, 안 돼, 볼링장. 네. 근데 이거 안부 어, 요 살려줘. 그럼 거기서 파는 여기서 벽으로 상 나오는데 벽을 믿어 이게 먹을 아직 네, 괜찮은데 네, 내부로 포장지가 갖고 이렇게 을 올린 거죠 근데 스킨만 피해 어, 뭐, 500원씩. 아. 결혼한 거야. 영화. 영화를 하는 걸 달라고. 야, 우리 유가 뭐, 어, 얘들아. 정사분짜리 한 1,300원 쳐야 돼. 음, 아니, 뭐야 들썩 들썩 음. 천장 다행 이거 뒤집어 뒤집어 이거는 뭐야? 저거 아, 나 꼴발 같지 않아? 우리 채소 먹는다. 상자복. 상자복 보있어 우리. 야, 3단, 3단 다행. 바닥 안 부서졌어. 오케이, 다행. 문어 사라져라. 안 돼. 집, 팔아라. 왜안 돼? 왜안 되지? 선생님, 나, 스쳐져요. 안 돼. 어. 선생님. 우와. 야, 3단 바닥 아직 하나 없. 여기서 점프는 우리 망해. 가지마. 집까지만 그거. 야, 3단 진짜 다행이다. 아, 야, 우리 안 했으면 큰일 났어. 안 돼. 아니,

그거도 되게 싸. 없어. 식사제 진짜 대용량도 많아. 이거를 깔끔한 데 아니 근데 집에 세이브 같은 소면 별로 없어. 원래 되게 세일을 줘서 많이 안돼. 사람들 배달 많이 시켜서 그런가. 저기저기 이제 어, 영학원 다니고 영어권 안 어? 어, 뛰지 마. 거기 때문에 뛰지 마. 거기로 많이 날짜별로 세이브. 나 전고 샀또 때려줘, 하나 또샀 세이브 해서 거 올라가. 전고 키는 거. 달칵. 이거 안 먹은 거좀 많이 좀 많이 쓴 분이 근데 좀 커피 사람 불러요 안 좋을 것같습니안 먹어 안 먹는 중요했어요 네 피가 안돼 정말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의자만 안 사면 돼 의자만 아, 떨어질 때 우리 뭐 떨어질 때 아파서 근데 의자 없어. 괜찮 너무 기 끼어서 나. 그래, 나가. 응, 음, 아. 의자, 의자 없어 우리 나가. 여, 음, 여기서. 세상 네. 근데 의자, 의자. 네. 아, 좋겠다.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빵을 그래 어. 네, 먹고 컵밥을 좋겠다. 할수 없이 못해 니다 얼마나? 너 대신 좀 먹, 아니 나 대신 좀 먹어줘. 그럴 때는 버스 하나 보내고 그러는 게 습관이 자꾸 그게 싸움 따지는 사람 같아 아, 너무 아, 맥주는 요봐 뭐, 농구 치려고 그러는데, 그, 와, 보안 프로그램은 약간 따로 그래도 얻어가지고, 스테이지만 작게 해서 아, 작게 줘서 다행이다. 설레이는데 자꾸 네, 일로 와보자. 로그인 안 하나 보여줘, 뺄게. 안 푸는 거야, 보안 프로그램 없어가지고. 새우치는 하니까, 새우치는 하니까, 셋, 같이 다 따라했지. 하나 하나 이렇게. 더, 더. 내가 다른 우리 시연이 손을 내는데 분명히 돈이 없으니까 밖에 다내 보고 나니까 그때 자네들로 깜짝 놀랐어. 평범하는 둘이 들어왔나고 둘이. 아 멋진 거 생각.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돈이 더 많아졌어. 네, 잘못 봤나? 자, 이렇게 하면은 어, 이런 거지. 이걸 잠깐 볼게요.